예. 이제 이렇게 하고 한번 껐다 켜야죠. 아 이렇게 해도 아, 전곡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딱 다시 보기 안 올리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러까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Hey, 아, 자, 여러분 좀만 들어오면은 네. 바로 재생하겠습니다. 네, 음원을 이제 전곡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만 아. 더 들어오면은 하자.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막 하는 거지 음. 아니 진짜 괜찮을까? 괜찮아 내가 허락할게 뭐야 <coughs> God bless you 그러면 음. 어... 블레시겠지 God bless you 이제 여러분 야, 준비, 됐어요 누가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네 됐어요 제드으로 틀겠습니다 네. 제드폰에 잠깐만 어떤 거부터 틀까? 1번 트랙 1번 트랙부터 틀게요 5번 트랙 자 1번 트랙 렛츠고 하나 둘셋 와. 아, 블루아워 응원을 전국 튀겠습니다. 예. 네. 아, 예. 네. 나 아, 아, 진짜 말았어. 야. 아, 아 저럴 줄 알았어. <laughs> 장난 장난 둘. Thank you, Mr. Aram. 뭐 전구 다 틀려고 했는데 네, 네, 중단하는 거 <laughs> 계속 틀다가는 <laughs> 다시 나가시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아. 뭐 뭐할 거죠? 오늘 네. 앨범 마인드네 네 앨범 마인드 하고 저희가 어제 프리뷰가 나왔죠? 예 네. 아, 오늘인가? 오늘 나왔죠? 오늘이지 오늘 아, 프리뷰죠 그렇죠. 오늘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맞죠? 오늘이요? 오늘 하나, 오늘 하나 더 나와요. 세현 씨. 틱톡이 오늘이죠. 타이틀곡 네. 한번 불러주세요. 타이틀곡이요? 네. 아 불러도 되나? 네. 아, 그래. 아 이거 스포해도 되나? 어. 아, 그럼. I know I love you. 갑자기 행복해졌어. 그러니까 아, 너무 웃기다. 다음 소절 제가 부를까요? 제목 아 괜히 네,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야 가이드 버전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 가이드 영어 버전. 오케이 오케이. 어? 어제 어제 못부르거 아들에서. 어. 아,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이게 뭐야? 소데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좋아. 아, 네, 네, 네. 한번 스페어보 들어. 아 좋아요 좋아요. I'm 아, sorry. 어. 어안 안돼. 어, 어, 어, 네, 네. 아 sorry sorry. 어. 잠깐 긴 sorry. 오고 난 sorry. 아 이렇게 다 해도 되나? 지석이도 아, 굉장히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프로스트 아침에 코스트 프림이랑 들은 게 너무 다른데 아, 코스트 코 가사 코스트 아 어때요? 저희 노래 좋지 않나요? 아 프리뷰 괜찮죠? 저희 프리뷰 너무 숨겨놨던데 네, 엄청 숨겼어 음. 좋은 부분들 되게 많은데 네. 뭐, 다 약간 <laughs> 아 좀 더 많이 공개하지 아니야 아니야 맞아 오히려 숨기게 나아 너무 잘 숨기셨어 음. 어차피 곧 이제 뭐 보게 될 텐데 며칠 안 남았네요. 한 5일 남았나요? 음, 그쵸? 네. 딱 5일 남았어요. 여기 왜 이렇게 아파 보이게 나오냐? 건강하다고 인증해주세요. <laughs> 건강해요. <laughs> 아, 네, 저희가 뭐 하려고 했죠? 네. 오늘 앨범 마인드맵 맘에 그냥 막 하면 됩니다. 각자 하시면 돼요. 네. 선두주자 누구? 다같는 아이가? 일단 이름부터 적죠. 그래. 오케이, 땡큐. 저 여기. 저 여기요. 나는 7시 아 8시 8시 야그 내가 봤을 때두 <laughs> 명씩 두 명씩 야 나는 나랑 휴니까 둘다 글씨야 그 엄마 야 <laughs> 내가 여기 할거 아니 그럼 너가 여기다 스닝이 잖아 알았어 아니 야 여기 할게 그래 누가 위, 위에다가 왜 대화 혼자 해요? 아니야 나도 표정으로 대답했어 맞죠? 오케이 혹시 몰라요. 여기서 또, 또 도움될 수도 있어요, 모아분들. 근 저희가 여기서 스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이거 하기 전에 좀 우려했던 부분이 네. 스포가 스포 대잔치일 것 같다. 음, 그렇죠.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씩만 더 만들어 볼까요, 마인드레를? 그럼 저 이번 앨범에서 만든 거. 이걸로 시작을 알너 글씨 진짜 못 쓴다. 차라리 고마워 프려 주신. 야, 야, 축하 축하. 잠만. 이걸로 저는 명반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우 진짜 명반이죠. 아 이거 하기 어렵네. 아, 아, <laughs> 아, 에이 네, 잘 생각해야 돼요. <laughs> 막하다가 모아분들도 글씨가 안 보여. 음, 저는 글씨 저희가 일단 보여줄게요. 일단 보여줄게요. 일단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애 타이틀. 오, 최애 타이틀. 같은 출시네요. 그렇죠. 나는 이름을 적어도 돼요. 각자 좋아하는 이제 이번 앨범 뭐 수록곡 그렇지 알겠어 윤희가. 나는 너 역대급. 고마워요 수빈이 형. 어. <laughs> 역대급 퍼포먼스요. 근데 보이냐? 이거 하고. 아, 야, 이거 하고 거짓말 되죠. 수빈이 형 해주세요. 어... 잘생김 이런 거 막 적지 마시고. <laughs> 형은 뭔데? 뭐 왜 always? 어? 음? 어 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too. good. 어, 와우. 멋있네요. 분위기 싸는 거 보세요. 제, 제 네. 최애 수록곡을 저. 예. 예. 아, 아 좋아요. 아 많이 들었어요. 방금 최애 수록. 나 지금 이거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어. 야 이거 야. 지겨워. 아, 형 되게 민다 이거. 되게 이 안티로맨틱이 진짜 주제 너무 잘 정한 게 아니라 처음에 물어볼때 내가 대답한 거. 네이유안 네. 물어봐도 대답하잖아. 노래가 좋잖아요. 범규 음. 형의 음. 최애 곡은 안티로맨틱. 음. 네. 아, 근데 진짜 너 되게 주제를 너무 잘 <laughs>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아분들은 이제 범규의 최애 곡을 처음 듣겠지만 <laughs> 저희 지금 어제만 해도 몇 번 들었냐 우리? 저 는뭐 디어스포츠니크가 최긴 하지만 이거 몇번 들었냐? 이거를 제외하면 아, 그럼 저는 그래 프로듀싱 형은 어인데 그렇죠. 노르지고 음. 저는 저는 네. 노르지 나왔으니까 전 프로스트 적겠습니다 아 프로스트 음, 프로스트 형, 어 아니네 한국어로 저거 철자 모여주러 가려고 했는데 <laughs> 저는 명반에서 더 나와가지고 어 저는 양념 막걸리 좋아요 저는 <laughs> 저는 도전하겠어요. 도전. 도전. 이번에 좀 트랙들이 도전적인 경우 좀 많았어요. 맞아요. 그 포러스트도 되게 도전적인 장르였고 타이틀도 되게 도전적인 장르였고 죄송한 휴닝칼 씨 등치 마시고 수비 씨 아예 안 나오거든요. 일단 그 어디가 안 근데 야, 근데 진짜 야, 나 하나 네. 보여, 야. 태연아 우리 이제 프로다. 나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네, 아무튼 이렇게 저도 하나 한다면은 나아 말안 끝났어. 아, 네. 아 미안해. 그리고 밸런스 게임도 너무나 음. 좋은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마인드 저렇게 네. 해야 돼. <laughs> 수빈이 형 굿에서 가면 뭐가 나올까? 굿에서 뭐가 나올까? 디어 스프트니크 할게요. 저는 새우고기 어. 두 개예요. 아, 세 개로 할게요. 저도 세 개. 네, 두 개로 할까요? 그 일단은 저는 노를즈 진짜 좋아하고 음. 그 다음에 타이틀 곡 진짜 좋아해요. 형 이색이죠? 디어 타이틀 노르즈. 네. 저 이색이에요. 이색이가. 어, 그러겠죠. 제가. 여기 썼는데 당연히 그럼 그 색이겠죠. <laughs> 네. 자, 아무튼 디어 스푸트니크가 저는 이거 멜로디가 진짜 너무 좋았고. 아 멜로디가 좋았어요? 아니, 아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니 멜로디가 좋고요. 휘리카이도 프로듀싱 했잖아요. 근데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음. 음. 아 근데 듣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지금. 음. 아, 좋아요. 잘했어. 네. <laughs> 프리뷰에 너무 좋은 파츠가 나가지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거. 음. 어. 아 이거는 말만 해봐 일아 애매한 건 하지 마. 무르지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애매한 걸 하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만 우리만 뭐 이렇게 가려서. 아, 아직 안 그렇지, 지 아, 애매하잖아 저는 하나 더 있어요. 저희 컨셉. 음. 어, 이 너무 소름 컨셉이 왜요? 네? 컨셉이 왜요? 그냥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밝고 그런 것만 하다가 아, 그것도 맞긴 해. 이제 조금은 성숙한 그죠 혼돈의 장 네, 혼돈의 장이다 보니까 그런 컨셉을 하게 된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이 명반을 준비하면서의 이 생각들 저는 이번 명반은 정말 피와 살, 음 음, 뛰어 칼을 갈았다. 장기, 아니야. 어, 좀 딥한데요? 아 모든 걸 갈아 넣었습니다. 음, 아니야 모든 걸 갈아 넣었으면 살아있지 못하겠지만 음. 그, 어쨌든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다. 그렇죠. 아, 아 엄청 심했죠. 정말 피와 살, 뼈, 장기 다 모든 거를 이렇게 한 앨범 같습니다. 저 이거를 음. 바꿀게요. 제 곡으로 하고 오. 아 네. 곡이 세 개예요? 네. 오. 설레요? 어 둘이 좀 자세가 좀 그러네요. 디어 아. 스, 디어 스푸트니크를 줄여갖고 디스크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야 이게 좋은데 여러분. 타이틀곡은 뭐라 줄이죠? 타이틀곡은 제로방을 럽송으로 불러야지 뭐 그냥 음, 짧게 여러분 타이틀곡 뭐라 부르고 있어요 지금? 타이틀 뭐라 부르지? 제발 제로바이벌 럽송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음, 영, 영원 러브라고 영원 러브? 영원 러브도 어. 괜찮지 않아? 영원 러브 예쁘다 영원 러브 예쁘다 루제로 안왈러브 해도 괜찮아 어. 뭐? 지금 뭐라 부르고 있어요? 영원 러브 좋다 영원, 영원이 너무 예뻐요 영원 러브 아, 영원 러브 좋다 영원이라기 대표긴 한다 우리끼리는 계속 이제까지 그렇게 불렀는데 영원 러브 들으니까 어. 좋다 영원러브, 영원럽송 이렇게 부르는구나. 저희는 그냥 타이틀이라고. 네, 타이틀이나 그냥 네. 제로 바이 월 럽상 이렇게 불러. 영원러브 좋다. 또뭐 줄일 거 없나 우리? 줄일 거. 어... <laughs> 이번에 대체적 짧아. 그럼 네, 이제 프로 베일 네. 게임. 베일 게임. 여기안 나온 곡이 뭐 있죠? 별게 매직 우리 매직 맷다 야, 야 매직 미안해 야, 이런 걸 보고 별다슬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안로 벨겜, 네. 매직 하나는 뭐였지? 별다리 아이, 아이스 그 사캠 소확행 아 소확행 우리 안 사캠. 줄여도 될 것까지 다 줄이고 있어 사캠 사캠 사캠이 사캠? 사캠 근데 이번에 여덟 곡이 다 진짜 장르가 되게 다 달라가지고 맞아요 진짜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다? 준비하면서요? 바람이나 혹은 윈드 말고 호 바람이라거나 앉아라 우리 뭐하면 못 어, 어 보 미안해. 마인드맵에 집중 안 해. 그런 것들 약간 뭐가 있었을까요? 불러. 음, 땡큐. 뭐 했는데? 저요? 저는 저는 피와 살과 뼈와 이런 걸 이제 깎아서 만들면서 정말 준이 혼자 막 애정하는 앨범이 됐어요. 전 음. 그럼 첫 프로듀싱에서 설렘이랑 걱정 지금. 아 걱정. 네. 마인드 되게 열심히 하네요. 네. 음. 이게 시이자이 이야 어? <laughs> 뭐야? 그렇죠? 아... 무슨 얘기 하고 싶어? 야 애매한 거 하지 마. 아, 애매한 거 하지 마. 우리한테 감사 아그 나중에 나중에 발표. 아, 아다 들렸을 걸? 어. 너무 큰데. 애매한 거 말하지 마 그냥. 어. 될까?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네, 네. 그럼 안 아, 되는 거야. 야 근데 어. 너무 어려워. <laughs> 그러니까 기정 사실 사실 말고 네 느낀 점을 위주로 얘기하면 아, 스포일러 그치 낫긴 하어 그치 그치 난 진짜 음. 이거 한다고 했을 때도 어. 우리 스포여장이 다시 컴백할까봐 무서웠어 응. 음. 우리 이번에 스포하지 말아보자 정말 수빈이 형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네. 어땠나요? 바람이나 감정들 음... 네, 설마 감정이 스포되진 않겠지 저는 진짜 음... 이번에 사실 저희가 매번 활동마다 타이틀곡 하나만 딱 들고 자잖아요. 뭐 같이 들고 오는 무대가도 있잖아요. 타이틀곡 외에. 근데 타이틀곡도 이번에 진짜 전 너무 좋고 같이 들고 오는 수록곡 무대도 진짜 너무 좋아갖고 이번 활동 때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맞아요. 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준이 네. 형은요? 네? 이번 앨범 음. 준비하면서 약간 바람이나 바람이요? 어, your hope, 어, your wish. 저는 your wish list 대체 없지. 신기하니. 아, 모르겠어요. 뭐, 아, 특히 바람은 없는데. 아니, 저 진짜 이거 타이틀이 진짜 너무 좋아갖고. 음, 맞아요. 저, 약간 진짜 너무 미친 듯이 좋아서. 네,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아, 우리 모함. 어, 네. 뭐. 어, 저희. 어, 모함님이랑 저희가 좋아하는 만큼 같이 즐겨주시고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크게 바라는 게 없는데 음. 그냥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그냥 제일 큰 바람이라고 하면은 아, 무대를 진짜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고 음.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음. 맞아요. 하고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일단 프리뷰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네, 프리뷰는 시작의 그 시옷 그한 획 어. 정도 아,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그 빙산의 일각 위에 있는 먼지 정도 그렇죠, 그렇죠. 곡들을 다 듣는 순간 정말로 놀라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노래 좋은 거 많아. 특히 타이틀은 진짜 몰랐어요 저는. 음. 타이틀 너무 좋아가지고. 타이틀 노래 크게 틀어놓고 들어야 돼. 어. 음. 아, 타이틀은 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스피커 빵빵하게 딱 틀고 들으니까 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도. 아 어, 이거 진짜 좋았어. 네. 음. 마인드맵 더 그릴 거 없나? 막. 아니 솔직히 좀 걱정돼요. 사실 뭐 나온 게 없어 그냥 감정 덕죠. 저는 이걸 하면서 그냥 설레면서 걱정이 됐어요. 좋아요. 안무도 역대급이죠, 맞아요. 안무 역대급이죠. 맞던 거. 뭐 여러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역대급으로 힘든 안무도 있고 저희가 뭐 안 했던 것도 있고. 네. 그리 음. 동시에 되게 재밌는 안무도 있고. 음. 그 역대급으로 힘들긴 해요. <laughs> 음. <laughs> 되게 재밌는 안무도 있어요. 네, 맞아요. 재밌는 안무들이 많아요. 아마 보시기에는 엄청 재밌고 흥미롭지 않을까. 우리가 하기도 재밌긴 해요. 맞아. 네. 하면 <laughs> 머릿속으로는 되게 재밌어. 단지 육체가 조금 고생하고 있어. 맞다 여러분 오늘 553 1학뷰. 아 맞아. 야 맞아 맞아 맞아. 네. 대박 대박. 아까 그그 그 실시간 트위터 봤는데 그 모아분들께서 또 이벤트 해주셔갖고 오. 어. 실제 1위까지. 요. 예. 와. 감사합니다. 제가 글 올리고 싶어갖고 그 오상 때 찍은 사진을 찾아봤는데 자 그때 깜빡하고 필터 안 돼갖고 얼굴이 다큰 거예요. 보기 <laughs> 너무 싫어갖고 고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와 1억 뷰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두, 두 번째 1억인가요 저와 그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단 말이요 네. 아, 데, 데뷔 곡이 1억인가? 1.3. 아. 뭔가 더더 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네. 앨범이 1억뷰라는 게 되게 그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신 거. 그쵸 그러네 가장 최근 앨범이랑 가장 처음 앨범 두 개네 많이 놀랐어요 되게 성민이 수빈이 이제 하트를 열심히 누르네요 네, 방금 천만 하트가 떠왔고 같이 누르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의 하트 누르는 심정이 어떤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몇 번이나 눌렀다고 어, 음, 이거 뭐였을까요? 예. Tomorrow by to the fourth gen leaders yeah.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니 감사하다는 네, 의미다. 다음 또 뭐가 있지? 음. 음 아 근데 이게 어느 선까지 해도 될지 모르니까. 그렇 아, 근 이번에 멤버들 작사 열심히 참여했죠. 네, 그쵸, 맞아요. 그쵸. 다 아, 음.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참여도가 많다고 이번에 그죠, 그죠. 분들 음, 많이 해주고 맞습니다. 멤버들이 다 많이 참여를 해주었어요. 안무도 네. 그렇고 되게 노래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멤버들이 참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음,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앨범인 줄 알고 앨범 두껍냐 하나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거 종이예요. 네. 네. <laughs> 종이. 네. 아 이것 때문에 네. 그 뭐지 아까 뭐 좋은 댓글 봤었는데 아 널 보면 시간이 멈춰 어느 순간에도 비하인드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비하인드는 널 보면 첫 발라드 곡이죠 그렇죠 맞아 그렇죠 진짜 너무 발라드라 약간 당황스러웠어 맞아 맞아 나 아, 너무 좋던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싶었어 그래서 약간 그 발라드 좋은 거에 대한 객관화가 떨어져 있어갖고 몰랐었는데 그거 나오고 다 가족들도 고 친구들도 고 너무 노래 좋다 맞아요 너무 아. 좋아요 그래서 오. 어, 나, 너무 좋았어. 음. 너무 좋았어. 드라마 OST 한다는 얘기 듣고 많이 놀랐죠. 음. 참 게다가 <laughs> 제목도 <laughs> 네, 투마로바이투게더 쓰럽기도 하고 네. 음. 되게 좋은 협업이었습 맞아요. 네. 앞으로도 많은 OST <laughs> 저희는 언제나 준비가 네. 되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곡 운도 너무 좋았고 너무 좋은 곡을 주셔갖 네. 매번 뭘 할 때마다 너무 저희가 좋은 곡을 받아서 감사할 따름이죠 사실. 저도 이제 네. 그 드라마 저기 완결 나면은 보려고요. 정주행 보려고요. 음, 음, 정주행. 네. 나오면 끝나면 보려고요. 음, 근데 소리 재밌어 보이던데요? 되게.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아 진짜. 네. 어. 근데 나 보, 보다가 내 목소리 나오면 집중 안 될 것 같아. 나 중요한 장면에 내 목소리 너면 되게 이제 피디님 얼굴 생각. <laughs> 아니 괜히 우리가 OST 참여해갖고 더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맞 드라마 게임이랑 뭔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시청해주세요.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뉴얼라이트도 아, 그랬어요. 진짜 드라마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또 연준이 형이 지원 사격을 나섰잖아요. 여. <laughs> 맞아 맞아. 네. 눈물이 나왔다고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지. 감동적인 네. 노래잖아. 좋아요. 그럼 모아분들은 이제 프리뷰 중에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은지 어, 프리뷰만 이 여기에서? 프리뷰만 듣고 아 선생님 좀 아쉽긴 해요. 되게 정말 하이라이트 분들이 네. 좀 만난 것 같아서 그럼 오 말씀해 주시죠. 어느 게 제일 좋았어요? 네. 궁금하긴 하다. 네, 또 다를 수도 있어 이제 음. 풀로 이제 나중에 듣고 이제 맞아요. 풀로 들으면은 어? 이 노래가 이런 노래였구나 네. 안티 로맨틱 디어 스미트 디어 스미트 맞아 맞아 타이틀곡 디스크 디스크 디스크가 되게 많네요 안티랑 디스크가 많아 아, 매직 프로스트 네, 프로스트랑 매직가 나오네요 어, 진짜 프로스트는 진짜 들으 충격 먹으실 텐데 네. 너무 달라 맞아 네. 프로스트 거기가 제일 정상적인 곡이에요 어 진짜? 그러니까 약간 도전적이었죠 네, 비정상적이라는 그 게 아니라 약간 저는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의 곡인데 저도요. 어 호불호가 되게 갈릴 수 있는 곡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네. Shout out to 애쉬 니코. Yeah, t h n k y o thank you. Thank you. And Cool Kid and Mozart. 야, 그 친구들도 야. 저희 거 리트윗을 해줬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제가 모드성 거는 보고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 <laughs> thank you. 그래서 저희 팔로우 해줬더라고요. 아, 예. 진짜. 아, 아, 네. 아까도 모드성 걸 들어가서 왔어. 멋있 죠 노래를 좀 너무 음. 타이틀이 진짜 와딱 싸르만 딱 들으면 이제 짜증만 들으면 맞아 생각보다 그 음. 타이틀을 언급을 잘안 하시네요 아, <laughs> 전에 아, 이거는 아, 전에 있던 진 앨범들도 다 그랬어가지고 진짜 들어야 돼 진짜 들으 끝나요 진짜 아, 타이틀 좋아요 걱정이 네. 안되네또 이제 디스크가 어 뭐냐 딱 사비 네, 딱 네. 네. 사비가 나왔어요. 사비예요? 사비 나왔어요. 네. 아, 네, 그죠. 그래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 뭐야? 디스크 사비 부분 어디 나왔어? 다 그냥 그냥 아, 예, 예, 예, 어, 아, 나왔어. 나왔어. 사이트 나왔어. 아, 그, 그 크기 되게 좋았는데 나는. 오늘 뭐 나올라나? 오늘 어디 파트 나올라나? 오늘 뭐 떠요? 오늘 그거 그 틱톡. 음. 아 틱톡이 어느 파트 그거 기억이 잘 안 나.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박수 칠 걸요. 전 멤버들 틱톡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 아 틱톡 진짜 열심히 했어 <laughs>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 맞아 아, 틱톡 때 프로스트 그거 나오겠다 저희가 많이 놀라겠다 저희가 틱톡 촬영을 뮤비보다 오래 했어요 듣고 놀랄 거예요 <laughs> 맞아 이 수를 따지고 보면은 이걸 더 오래 했어요 맞아요 틱톡 되게 열심히 찍었어요 저희 어. 어? 그게 오늘라고네 틱톡이 어, 오늘 네. 망간부 <laughs> 망간부 망간부 그것도 약간 아, 틱톡 맛인데 진짜 피와 와 땀에 달아놓은 그런 아, 이번에 그냥 다 갈아넣었습니다 거의 뭐 쉐이크예요 맞아요 네. 믹서기였어요 이번에 네. 만남도 아, 어, 목이 약간 컬컬한데요 음. 틱톡이 8곡 다 나오냐고요? 그죠? 그죠 오늘 나온 저기 여덟 곡 다 다른 파트로 아마 나오지 네. 않을까요? 음. 음. 비슷한 것도 있을 거야. 아, 그래요? 음. 그런가? 어. 어. 모르겠는데요. 네,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 다른 파트가 좀 있지 않을까. 네, 궁면 12시까지 남세요 와, 뭐야? 말투 뭐야? 와, 근데 오늘이 26일이었나? 오늘 26일, 26일. 와 진짜 얼마 안 진짜 얼마 안 남았어. 5일 남았어.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러네 5일 남았네 공격쇼까지 그죠? 아. 네. 공격쇼 잘 나왔을라나? 아 컴백쇼. 컴백쇼도 진짜 저희가 피와 <laughs> 살과 땀을 갈아놓은 그 이거는 무대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아. 공격쇼 잘 나왔겠죠? 잘나왔을 거예요. 음. 컴백쇼. 워낙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갖 너무 잘 나왔어. 어? 근데요. 멤버들 각자 파트 한 글자라도 불러달랬지 딱한 글자씩 불러줄 거야 그냥 이렇게 아무 곡이나 아무 노래나 어야 좋다 어? 저해주요 네. 네. 이 어, 무슨 곡인지 알아 <laughs> 문 아, 우리 맞춰볼 거야 오케이 이 타이틀곡 음. 오. <laughs> 이.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문. 아, 노래, 노래, 노래. 한글이 같이 해봐. 한글이 같이 해봐. 한 글자 음. 문. 물 이거. 아 오케이 알았어 난 알았어 타이틀이지. 아, 어. 오케이. 세상 속에. 아 예, 예, 어 알겠어요. 네. 아, 니 아니 근데 이거 목소 너무 커. 아니 이거 아니 근데 근데 잠시만 이게 아, 아. 어, 저, 아, 소리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난 알겠어 알겠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저도 한 글자. 쨍. 야나 뭔지 알겠다 나 뭔지 알아 나 나 뭔지 알아 어어 뭔지 알아? 어 밸런스 게임 어 아아아 나만 하나 더 보이겠지? 수빈이 형도 하나 해저 할게요 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안티 로맨틱 아니 이거 타이틀이지 아니요 그래? 어, 어야? 아야야야 오가 아니구나 뭐야 니 파트 아니야? 위 4시? 아니 우리 이거 맞춘다고 부르면 안 돼. 큰일 나 머릿속으로 생각해. 이만 생각해. 모르겠다. 디아스프트니크? 어.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스미님도 한 한은 불러주세요. 우리 우리. 어. 저 파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남 파트로 생각이 나거든 지금. 어, 리. 리요? 리. 아, 나 심장이 너 빨리 뛰네. 진짜. 어. 리. 무, 무슨 노래인지 알아 아, 저, 저알겠 리코더. 아, 리코더 네. 위.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 네. 재미없어요. 다음에 네. 확인해 주세요. 아, 노래 나오면. 네. 디어스프트님그 애니메이션 OST 같대요. 맞아 애니메이션 OST 약간 들으면 벅차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쵸 맞아요. 좋아요. 우리 하람이 한번 볼까요? 어 그럴까요? 이거 봤어요 다들? 봤어 나오잖아. 그 너무 기억나요. 한번 리뷰할까요 리뷰? 아마 ready for this 하면서 갑자기 사진 탁탁탁탁탁. 아, 아 제가 맞춰서 아, 폴라로이드 아, 사진. 나도 맞춰 나도 봤어 이거. 프로스트 나올 때. 어디서 봤지 아직.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 아니야 여기도 있을 거야. 어, 난 유튜브에도 봤는데 여기서 봤던 것 같아. 그 여러분 이제 잠깐만요 미리 얘기하자면 보다가 신나갖고 뭐 뒤에까지 같이 보는 <laughs> 맞아 맞아. 뒷부분 막더 추가로 부르거나 그냥 가만히 우리 봐요. 아, 아 이제 유튜브로 보시죠. 그럼 어쨌든 알아? 여기 있다. 음. 어, 아, 막 지금 노래들이 막 입안에서 맴도는데 아. 어 그거 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아니 이쪽은 는 야, 수밖에 없아 여기까지 잘 왔어 우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아직 괜찮아 오! 오나 손 나갈 뻔했어! 야나 나갈 뻔했어! 야다 몸몸 봉인 가몸 봉인해라 아야 릴만 하지 야야 몸도 야 손도 가만 있어 잘생겼다 와 뭐야 야문사사라 한 번만 봐주세요. 나 뒤돌아보는 거. 와, 잘생겼다. 와! 와! 아, 지 마요, 뒤에 보지 마요. 예. 와! 으아, 으아, 으아, 여기가 나구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불러 어, 어, 어, 어 야, 근데 그림 이거 어울린다. 나온다. 콜라는 사실. Am I ready for this? <laughs> 어, 야, 딱기 오는 그거에서 안티로맨이 나왔어. 귀엽다. 우와! 야, 야 혹시나 혹시나 싶어 말하는데 타이트 때 움직이지 마라. 아왜 계속 이파트가 나와? 아. 이브 I know I love you. 야, 야, 야, 진짜 고비였다 이거는. 진짜, 아, 고비였다. 아, 나 너무 힘들었어. 야! 되게 춤추고 싶게 한다. 와, 큰일 날 뻔했네. 야, 나 처음 시작할 때손 나갈 뻔했어. <laughs> 오, 와. 네, 마지막 거 태연이에요. 어, 재밌냐고요, 다들. <laughs> 재밌는데? 아, 재밌는데? 5일만 참으면 나옵니다. 그러네. 호모는 오늘까지 틱톡 그거 뜨면 은 5일 동안 못 뭐 떠. 티저. 예. 티저. 아 티저가 나왔구나. 모아분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은 맞아 마이 아 이거 맞아 마이드랩 해서 보여드릴게 마이드랩 해갖고 마이드랩 마지막 보여드리고 사진 아, 찍고 아모나 진짜 죄송한데 아, 맞아 아, 저희가 자, 지금 슬퍼할까 봐 그냥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 잘못했지 그래서 뭘 못하겠어 아 무서워 난 진짜 스하기 싫단 말이야 나도 최대한 긴장감 맞아 스팸은 긴박이잖아 아! 맞다 저희 그 모아분들 예전에 저희 예전에 저희 단체 V앱 할때 그 매직 나왔을 때 무슨 거 기억나시죠? <laughs> 그 이것 때문에 무슨 거였어요 무슨 이거 플이리스트 제목이 매직이잖아요 아, 아,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거였어 한번 보여드리세요. 이런 보여요? 한번 수, 수빈이 앞에 설명해 주세요. 어... 어, 아니 완전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연준이 형 마인드맵인데 형 이름이 제일 좋아요. 오케이 이제 좀 내리면 돼요. 어? 아니 그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옆에 멤버들 다 써줬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막. 정말 무서운 방송이 왜 무섭냐 너무 무섭다 아뭐 못했어 이거 다 같이 들고 사진 찍을까요? 그래요 근데 아마 저희 반응한 거 보고 아마 유추할 수도 있어요 유추하셨으니까 유추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아 우리 설사 좀 이렇게 내립시다 아, 앉아서 찍자 어, 아 앉아 앉아 앉아 오? 오, i t 아 자 모아분들 모자 자 하트 하트 네. 왜 이렇게 정적이냐? <laughs>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네. 둘, 셋. 네. 네! 오늘 밤 아! 제가 올 수 있으면 와볼게요. 같이 네. 함께 하시지요. 아니 네, 형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너 빨리 답해 빨리 아. 부르고 싶어 그냥. <laughs> 아 답답해. 아 근데 좀 아, 말했지? 어, 아, 반응 아,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딱 보기 나왔을 때. 아 이게 말이 조심스러워지니까 뭐 할 말이 야 리버스 리버스 기다리세요. 네.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진짜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다 나오면 신나게 완전 어디 네. 꽉꽉 채워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얘기하고 싶다. 아 답답해. 근데 어쩌겠어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지. 어쩌겠고. 어쩌겠고. 네. 마침 가운데 계시네요. 네. 네. 와, 나혀 진짜 잘 굴러가다. 정리해 주세요. 원래 그래요. 네. 아, 네. 아, 아니에요. 네. 아 뭐야? 뭐야? 아, 뭔가 답변하고 싶은 질문 하셨는데 답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니 그냥. 아 맞아. 음. 아 오. 나중에 아, 나중에. 아니 상없을것 같긴 한데. 아 아니 아니 그래도. 아 노래 제목의 뜻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셔서 네.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5일 나왔죠? 5일 티가 컴백 조절이. 맞습니다. 네. 음.

오. <laughs> 위험할 뻔.